언니, 음, 나 할 말 있어. 아니, 뭐,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, 그냥, 걱정돼서? 요즘 언니 많이 힘들어? 음, 걱정이지. 언니, 나 몰래 울잖아 요즘 화장실에서 놀고 요리해주다가 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는 언니 볼 때마다 나도 참 많이 속상해요 물어봐도 말 안 해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 이겨내려고 하니까 난 언니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나도 속상해 언니한테 모든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요. 그냥 나한테 말해주면 안 될까? 내가 언니한테 도움이 못 돼도 최대한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. 언니 혼자 아파하는 거, 속상해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요. 힘라 아, 언니 자리심 강하고 독립적인 거 그럼 난 뭐해요 언니한테 그냥 항상 언니 옆에서 배실배실 웃고 그런 사람이어야 돼? 난 언니한테 의지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언니만 나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도 언니 지켜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잖아. 응. 내가 말하는 건 큰 건가?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. 너무 속상하다. 미안 안 오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나 오는 거 싫어해서 나도 안 오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나한테 말 못하고 혼자 소가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해 어떻게 하면 언니 도울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미안 내가 미안해 언니한테 의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언니가 편하게 힘든 거 말 못하는 애여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울어서 언니까지 또 속상하게 만든 거 미안해요.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 그치? 애같이 찡찡거렸지. 진짜 맨날 애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는 행동은 다 애같아. 난 언니가 혼자 안 울었으면 좋겠어. 응. 숨어서 울지 말라고. 내가 도움이 못 돼도 혼자 숨어서 우는 건 하지 말아요. 아무것도 안 물어볼게요. 그냥 언니 다독일 수만 있게 해줘요. 응. 나 그냥 그거면 돼요. 언니 옆에서 언니한테 위로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거 그거면 돼요. 그러니까 나랑 약속해요. 혼자 울지 않겠다고. 혼자 아파하지 않겠다고. 약속해주면 안 될까? 그렇게 해줘요. 사랑해요. 진짜 정말 많이 내가 사랑해요 언니.